그것 때문은 아닌데? 어 똥쟁이 조용히 하고 음 안돼 오오오 뭐야? 초식에는 왜이렇산 거야? 그걸 보면 아니 이거, 뭐 썼으면 살아? 어, 지- 어 제대한 사람들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냐? 그건 인정. 아니 왜 이렇게 잘해? 제드 사이드에서 이 자신이 없어. 항상 와씨 루팀 15F 와 인정한다 수익이 엄청 빠르네 어 제우스를 그냥 개 닦네 제드가 아니 제대로 그냥 제우스 그냥 피오라 사이드 개땅네 이런 우리 제 피오라 픽 의미 없는데 아야 1, 2픽 1, 2, 3픽 없으면 뭐야 니네 뭐 야. <laughs> 죄송합니다 아, 아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보내버렸네 와우 언블리버블 루시을 후픽으로 뽑았네? 저 어느 동 사냐고요? 아동 음,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와 상대 첼 잡아줬는데? 이 사람 누구야 우제? 제우스 야 제우스님 아니야 이거? 야 설마 아 뭐냐 이건 야 티원 제우스님을 왜 여기서 만나? 이지의 존재를 맞이하라 한 명은 <laughs> 나 오늘 뭐 되는 날인가봐 계속 펍을 들어온다 야 이렇게 듀오야? 아... 저 우젠... 아니 그 제우스님이 지금 이 사람이랑 같은 팀원 소속상보다아 아파 루시아는 근데 이래도 사려야 돼 오우 쉣 무빙 아 근데 역시 루시안이라 그러는 게 초반에 너무 힘들다 키를 먹어도 안 죽겠다 이거. 그래도 많이 이득 봤는데 이러면 계속 다음 턴에 계속 죽일 수 있음 무샤는 3렙 때 이유를 깝치면 죽죠잉 이게 죽을 거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이게 뭔 일이래? 적을 처치했어 이때쯤 릴리아 그치 나오지 나이스! 넌뽀뽀해 되겠다 야. 야 뭐야 왜 평타 안 나가 아니 왜 평타 안 나갔어 방금 아 이거 단판에 잡을게요 전멸 써서 잘 봐요 잡았어요 이제 끝 잘 가시고요. 상대 T1이라며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캠이 잠깐 꺼지셔서 놀라셨죠? 네. 아 죄송합니다. 아 방송 늦게 켜서 미안해요. 솔직히 원래 안 죽는 건데 그 살짝 루시안이 왼쪽으로 틀더라고 몸을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 근데 쓰레쉬까지 올라와 버리네. 아분이 당했습니다. 졌는데? 기사단이 약속한 구원은 하자. 제어 괜찮지 않을까? 루샤는 제가 개팸 할만할 듯. 아 끝났네 게임. 비빌려면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. 로밍 가야 돼요. 로밍도 들켰네 아유. 아 근데 앞에 엘리님하고 왜 저렇게 나왔지?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나이스 해봅시다. 야야야 쿵쿵쿵쿵 아 빨리 써주지 아 포탑 안 맞았으면 좀 더 좋았던 그림 나왔겠다 이거 아니 뭐 안마 마사 아니 마사지를 다 받으시는데? 아니 얘는 또 잘하네 근데 우리 탑은 무죄다 잡죠 그냥 좋아요 탑 밀어봅시다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써렌 칠게요 아이 괜찮을 것 같은데? 3렙 차나 나랑 그래도 우리 진이 니 값을 해주네 잘해보자 요즘에 이런 게임 재밌더라 얘만 좀 한 번 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나 캐리 나오는데? 오 마이 갓 제발 죽지 마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가라 그냥 없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 솔직히 한타가 베스트긴 하다 야

뭐 하려고 하지 말고 서렌도 누르지 말고 버스나 타 야얘 던져주는데? 아이 뭐해 아이 아좀 멘탈 좀 잡아주세요 할만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상대 다 물몸이라 야너 어차피 너 그냥 형 궁 일단 형 일단 궁 없는 스킬이지? W 절대 못 맞추지? 큐 그, 그, 때못 맞추지 어떻게 이길 건데 어. 아 평타로 이김? 아 나 제대 너무 싫어 용사를 어제 써야 야, 아, 되지? 제대로 못 이기면서 날 이긴다 아니아 좀만 해봐 아야 진짜 얘네 이상해 아 난 이길 것 같은데?

오야 괜찮은데? 아, 씨. 아 애들이 할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길 이길 수가 없다. 아 존나 빡치네 진짜.